찾았다 힙합걸 힙합걸 안 돼요 첫째 첫째 첫째 추아 첫째 라면 말도 안돼 마사님 마사님 네 감사합니다 큰일 납다 <laughs> <laughs> 웃기다. 싸워. 힘들었다. <laughs> 처음 입었던. 처음 입 뭐지? 뭐지? 친구 같아. 그래서 방금 마지막에 제일 좋아해. 최근 거지. 못 봤는데. 이거 이런 거같 이거 진짜 나오는 하고 뭐 소리 지른다. 저는 몰라요. 너무 제일 좋아하는 거? 저는 근데 안 좋아해요. 맛있잖아. 어, 주스 마셔. 주스 더 좋아요. 맞아요. 과일은 차 차. 차! 차! 요즘 가장 빛나라고 는 노래는 콜. 그 그 요즘 어말과 선배님. 아. 저는 최근에 북부의 세계를 허가 됐어요. 저 없어요. 네. 오마이갓. 어, 오마이 일단 멤버 중에 최에게 그렇게 친구. 우리의 오늘 생각보다 같이 <laughs> 맞아 우리 거의 떨어져 있어요 근데 좀 아쉬워 100점 만점에 내가 봤을 때 미니언 60점 못하시고 떨어질라 저희 아이들 미안 좋아 아, 나오는 마리끌레르 6월로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유튜브 구독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